어디서 왔어? 여기서 건너왔어? 이거 하려고? 너도 이거 할 거야? 저기 물 다 빠져서 저렇게 더러워졌나 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? 그러니까 아, 갑자기 너무 자연스럽게 아. 어, 어떻게? <laughs> 아니, 짬한테 짬뽕 gonna be all 야 원터치 뭐 불러 불고 갈까? <laughs> 우리 안